بسم الله بسم الله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엣 ASMR의 줄리엣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가 초콜릿 굴젤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بسم الله 맛있어. 와. 와. 진짜 예쁘죠? 너무 달아서 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힘이 진짜 세네요 진님 저거 이렇게 해도 안 나온다 와 아, 진짜 그런데 너무 달아요 아, 너무 달아 마지막 파이팅 moi.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지니님 진짜 힘이 와 세다 와, 어, 대단하세요 네 항상 행복. 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